18살 땐가 가족들이랑 아빠의 친구 가족들이랑 이렇게 왔었어요 해수욕장도 가고 재밌게 놀다 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이 기억이 또 안 날 때쯤에 딱 와주니까는 왔다 온다 이게 아주 왔다 온다 어디죠? 제주도요 무슨 해변이죠? 몰라요 능곡 해수욕장 오 능곡 자연 경관이, 경관이 아름답게 능이하고 음. 곡선이 뻗치게 아름답다 해서 능곡 해수욕장입니다 와. 제가 만들었어요 방금 그래서 이유는 잘모르요 아, 아, 가자. 가자. 어, 어, 어, 제가 이번 의상에서는 제일 또 여름 같지 않습니까? 야자수와 잘 어울리는 패션 포토북 촬영을 제주도에서 찍으니까 좀 감흥이 새로운 것 같아요 데뷔 처음에 찍었던 그 자켓 촬영만큼 설렌 것 같아요 일기예보로는 비가 온다고 했었어요 와 배고파 근데 나는 근데 왠지 비가 엄청 온다 했는데 음. 비가 안 올 것 같았어 나도 안 올 것 같았어 왜냐 올리오노브가 왔지 않습니까 제주도 날씨도 날씨도 날씨도 좋은 만큼 오늘 그 포토북 촬영도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! 끝!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여도 바다를 얼마 전에 정글에서 왔었는데 사진 찍으러 오니 또 기분이 다르네요 너무 이쁘고요 많이 담아가겠습니다 사진으로도 제 눈으로도 진짜 맑아요 안에 다 보여요 어, 외국 같아요 진짜 외국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아직 지금 날씨가 핫해 핫해 하는 날씨가 아니에요 솔직히 조금 춥습니다 추웠지만 이렇게 다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 촬영 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촬영 임하고 있는데 바다 진짜 너무 좋네요 제주도 너무 좋아요 네, 이거 저희 오늘 저녁 고동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큰거 리더 형 주고 요즘 약해서 기윈 형 주고 막내들은 많이 소식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 나눠 먹고 태엽이랑 준영이랑 하나 나눠 먹고 예 심지어라고 생각하니까 아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름이 된 것 같네요 다시 저는 배에 핫팩을 껴놨어요 어? 하나 줄까? 아니 괜찮아 나는 여름이거든 야 아유 아, 음료를 네. 한입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 키 맛인가 날 거는? 나는 그냥 달았어 어 근데 너무 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 오늘 의상 어때요? 그러니까 의상이 아, 아, 아 잠깐 아 부끄럽게 아 당일 아 귀엽다고 그 제주도 해녀분들께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 뭐야 깜짝 놀랐어 사람 손인 줄 알았어요 저 오늘 그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 사진 찍으러 왔어요? 네? 아 혹시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꿀팁 네 몸을 맡기세요 어디에요? 자연에 대자연에 와 근데 진짜 좋다 조용하니 네. 얘기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 알죠? 떠버리니까 이거 여기 거의 오 이거 좋다 표준화각이었던 거래 35mm 그규빈형 얼굴도 안 나는데 자기 잘라왔다고 그때 이거 될 일입니까? 그니까 이거 노부부 같아 노부부 7만 장 정도 찍었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날씨 이런 야외에서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찍는 게 처음이기도 한데 이 멤버들이 자연광이 되게 잘봤네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아우 이뻐 죽겠습니다 어 이뻐 어 이뻐 욱진아 들어 욱진아 들어와 야 붙어 붙어 붙으면나 너무 따뜻해 야 붙어 폴락 상이 제일 안에 뭉쳐야 산다 여러분들 뭉쳐야 산다 기억하세요. 누가 누가 여기 하면 붙어줘. 어, 내가 네, 붙어줘. <laughs> 갑자기 단체 사진이 나오는데. 잘 컸어요. 몬스터볼. 아 이거 아, 이거 마녀 사냥 진짜. 안 할래요. 마녀 사냥. 몬스터 홀